고르게 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? 아, 우리 그건 우리 저기 시폰 농부님이 이렇게 키워놓으셨으니까 초보인데. <laughs> 아, 그, 근데 초보가 아니신 것 같아. 너무 잘해놓으셨어. 아, 고르게 클 수 있는 거 자전거. 아, 예. 자전거. 네. 이렇게 해서 자전거 바퀴를 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크가 탁탁탁 찍힙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 어, 신기한데요? <laughs>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요즘 인건비도 많이 비싸고 사람도 없을 때 먼저 미리 선 작업을 해놓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해서 이제 클 때까지는 영양 성분들 지금은 이제 질소도 필요하지만 이게 칼슘도 있어야 되고 봉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인산가리 성분들이 아, 인산 예, 인산가리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줘야지 결구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저는 지금 슈퍼농부의 배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또 이렇게 손님을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죠? 아, 증평서 김봉학입니다. 아, 무슨 농사시죠? 배추 농사 짓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그 농민분 하나 오셔가지고 이 배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보시니까 어떻게 됐다 느낌이? 아 너무 잘 키워놓으셨어요. <laughs> 잘 키웠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이런 배추 보기 힘드십니까? 아 이렇게 이렇게 농사 지 배추 올해는 보기 힘들어요. 아그래 네. 이 사람 초보예요. 아, <laughs> 네. 다른 작물의 그 노하우를 네. 여기다가 잘 접목을 하신 것 같아. 아. 네. 오늘 궁금한 거 많으시죠? 아 오늘 궁금한 거 많죠. 자 오늘 그 궁금한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있어도 이 배추라도 꼭 한번 보고 싶었어. 네. <laughs> 아, 어, 얼마나 관리를 잘 해놓으셨나. 네. 아 근데 역시 잘 해놓으셨어요. 진짜. 배추를 조금 9월 9일날 늦게 심었기 때문에 제초제를 치고 심을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러면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특히 모래 땅에는 이게 제초제 성분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뿌리에 장애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. 그제초제를 아예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 밭 전체에 음. 그런데도 이게 그 평상시에 풀씨가 달리는 풀들은 그냥 밭에 절대로 두질 않습니다 노타리를 쳐서 없앤다든지 그렇게 하기 전에 풀씨를 나기 전에 맺기 전에 잡아버리죠 그냥... 예, 예. 맺기 전에 그렇게 한 해 두 해만에는 잘 안 되는데 몇 년 정도 관리를 하셔서 이 밭 전체에 풀씨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면 밭뚝 가, 쪽도 바람이 불어서 풀씨가 날라오지 않게끔 남의 밭쪽에서 풀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풀들을 미리미리 없애 놓으면 씨가 안 떨어지면 풀이 나고 싶어도 날 수가 없겠죠 <laughs> 그럼 뭐 지금 이 정도 컸을 때이 네. 정도 컸을 때는 이제 또 풀이 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한 개씩 올라오죠 뭐 이밭 다 매는데 뭐 4명이서 몇 시간 안 걸렸습니다 그냥 금방 그럼 이렇게 쳐다봐서는 뿌리 <laughs> 사람 한 포기도 없어요 제, 제 방송 가보면 사실 주위에 풀들이 좀 많이 있걸랑요 지금 갑자기 풀한 포기도 없고 야 아, 진짜 바, 아 열심히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아, 생각이 됐어 진짜 아 그리고 배추 아 좋아요 아니 컷 괜찮은 것 같습니까? 제가 처음 알았어 아니, <laughs> 아니요 뭐 저는 이게 저도 이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질 않아 가지고 이제 배우면서 막 지금 하는 적이라 이거 결국 될 때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, 배추 결국에 예. 최고 관건이 예. 지금 물이죠 물 예, 이게 뭐 어, 상당해요 지금 이 정도 뭐 그냥 우리 <laughs> 슈퍼 노이 이름값 하시는 것 같아 네. <laughs> 완전히 아 너무 놀랬어요 넘어와서 이렇게 똑르게 배추가 이 정도로 큰 배추밭을 보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지금 아. 올해 예 힘들어 이게 이게 되면 수확 시기도 거의 똑같이 이게 물량을 같이 싹 나갈 수가 있걸라 근데 이제 올해는 보통 다 이게 층이 져버리니까 크고 작고의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수학도 이게 한 번에 다 수학을 할 수가 없걸라 네. 나눠야지 그러면 이, 이게 일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네. 크고 작고 네. 큰 거부터 먼저 수학하고 네. 나중에 또 결국 꽉 차면 다음에 또 수학하고 두번 뭐 선별하면서 따야 네. 되고 뭐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고르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? 아, 우리 그건 우리 저기 시폰 농부님이 이렇게 키워놓으셨으니까 초보인데 <laughs> 아니, 그 초, 근데 초보가 아니신 것 같아 너무 잘해놓으셨어 아뭐 없어면 저희 태풍 지나가기 전에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. 제가 9월 9일날 파종을 했는데 9월 9일날 심으면 과일, 과연 배추가 결구가 완성이 돼서 상품성이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9월 초부터 9월 9일 사이에 태풍이 두 번이 지나갔거든요 그때 심으려고 하니까 그때 심어서 파도 치는 배추밭을 만들 것이냐 조금 늦게 심어서 평상시에 한 두 배 관리를 열심히 해서 지금처럼 똑같은 고름밭을 만들 것이냐 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딴 분들 여기 꿈이 계신 분들은 9월 5일이 넘어가면 절대로 알을 채울 수가 없다 무조건 9월 5일 전에는 날짜상으로 심어야 알이 찬다 무조건 심어라 네, 어르신들 그렇게 네, 어르신들은 대부분 네. 열에 열 분은 다 무조건 심어라 60일 잡기에서 일주일 땡기는 거는 할 수 있겠고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한 달 늦어도 잡기가 기니까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고요 음. 또 뭐 사이즈나 크기라든지 뭐 그것도 다 따라잡을 수 있고 어, 너무 날씨가 안 되고 기후 조건이 안 맞춰져서 안 되는데 억지로 심어 가지고 속상해서 파도치고 물에 치고 바람 불어서 배추 다 꺾여버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맞아요. 부족한 면이 있는 걸 채워주시면 훨씬 더 따라잡고 클 수 있습니다 고르게 클 수 있는 이유 그거예 고르게 클 수 있는 거 자전거 아, 자전거 네. 예. 이렇게 해서 자전거 바퀴를 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크가 탁탁탁 찍힙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. <laughs>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요즘 인건비도 많이 비싸고 사람도 없을 때 먼저 미리 선 작업을 해놓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심는 간격 자체가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넓은 데는 넓고 좁은 데는 좁고 이렇게 돼버리면 양분 흡수할 수 있는 양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넓게 심은 자리는 배추가 크고 좁게 심겨진 자리는 배추가 또 작고 그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이 밭은 저희가 그 박경사 도자를 불러서 박경사를 다 잡아서 한 자리거든요 예, 물 배수가 확실하게 되는 밭에 쿨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물 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양을 주고 싶은 만큼 줄 수가 있지만 물이 차버리면 뺄 수는 없으니까 배수 관리 그게 또 관건이고 그 다음 지금 결구식이라든지 지금 가뭄이 들어서 지금 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지금부터 지금. 비가 안 왔기 때문에 <clears throat> 물을 못 먹어버리면 지금 하루에 배추 한 포기에서 뭐 150g에서 200g 정도의 물을 흡수를 해버리는 상황인데 물이 없어버리면 그대로 성장하다 말고 멈춰버립니다 그대로 몸집 예, 자체가 크지를, 크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 365일 내가 어떤 작물을 심든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리에 작물을 심으시면 관리하시기 훨씬 용이하시죠 하늘을 믿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농사 어. <laughs> 네 그럼 고기 답니까? 그거 나머지는 제가 수학하는 날 지금 자꾸 얘기하면 뭐 수학도 안 했는데 또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수학하는 날또 <laughs> 지금까지 필요한 건 여기까지. 지금 이제 아. 나중에 이제 결국해서 이제 클 때까지는 영양 성분들 지금은 이제 질소도 필요하지만 이게 칼슘도 있어야 되고 봉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나머지 인산가리 성분들이 아, 인산 예, 인산가리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줘야지 결국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. 이제 그런 영양제를 또 한번 사용을 하셔서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주시면 투자 많이 한 만큼 수익이 창출될 겁니다 올해는 채소 종류는 파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비용을 회수를 못하니까 상당히 좀 망설이고 그런 경우이 있는데 근데 일단은 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건을 만들어 놔야지 이 뭐 팔로가 우 어떻게 됐든 이 뭐 장사꾼들이든 뭐 이런 사장님들 이 와서 내 물건을 보고 아이 물건을 가져가도 아 이거 괜찮다 하는 그런 이 생각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저는 제 목표예요 저는 일단은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. 그래야지 이 팔로가 돈을 제대로 받고 저기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. 예. 역시 슈퍼농부답게 다 잘해놓았어요 이물 관리니 배수 문제니 이 배추밭은 물이 고이면 절대 안 되거든요. 이게 근데 확실히 이게 딱 봤을 때 경사도가 약간 있으면서 배수가 잘 빠질 수 있게 밭 음. 관리를 너무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배추 이제 저희들 쪽으로 이제 그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불안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런데 생각을 예 네. 생각을 조금 바꿔서 네. 조금 안전적일 때 이거를 제대로 심으셔서 약간 이 시기를 결구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. <laughs> 오늘 감사합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오늘 왔던 느낌. 아 오늘 오기를 너무 잘했어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너무 많은 걸배우고 앞으로도 종종 좀 이런 저기를 공유를 해줬으면 네. 네, 상당히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배추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<laughs> 예. 그날까지 한국농사TV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, 안녕히 계세요